엑스고의 김동현이라고 해 우리 학교로 전화 올래? 우리 학교로 전화 와 우리 학교의 전교회장인 위씨와 전교 부회장인 내가 있지 그리고 우리 전교 부회장 이두 명이야 나랑 뉴 저희 학교 마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펙스 별 그리고 딱저희팀 로고가 있죠 어떤가요?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유시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뭐였죠? 저희 첫 번째가 저희가 아이스 하킹장에서 하키 옷을 입고 찍다가 그렇죠. 두 번째 스튜디오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저희랑 딱 어울리는 네. 옷이 있죠. 그게 네. 뭐예요? 교복이죠. 네. 교복을 입은 착장을 컨셉 사진을또 찍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여기가 저희가 프로필을 찍었던 장소잖아요. 어때요? 다시 오니까 뭔가 엄청나게 막 많이 와본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아는 곳 감회가 새롭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번 찍어보니까 뭔가 다들 경험이 쌓였는지 와, 좀 다들 예, 잘 다들 잘 하더라고요. 솔직히 풀비 사진은 네, 그, 그동안 시아스 선배님께서 하셨던 그 있어, 영상들 있어가지고 음. 저렇게 하면은 약간 예시 영상 이런 게 있었는데 음, 지금 이거는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맞아요 딱 저희만의 1일 반 2번에 1입니다 사실 1학 1일 반 2번이에요 제가 학교였어요 저희 공사만 반바지 입었나봐요 여자친구까지 이렇게두 번째까지 촬영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의 유닛 촬영이 남았는데요 금, 금든민 금민든 금민든 동현이 형과 저랑 에이든이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또 환상의 호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끝나면 백승이랑 같이 유닛 촬영이 있는데 유닛 촬영까지 잘 한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Thank you. 아이스링크장에 이어서 이렇게 교실, 교실 컨셉에서 교복을 입고 촬영, 단체 촬영까지 마치게 됐는데요. 네, 네, 네. 이제 어, 저희 뭐 어. 나왔죠, 여러분? 네, 개인 컨셉 개인 컨 이번에 이렇게 다 같이 교복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입어봤는데 약간 다 같이 고등학교에 온 느낌. 그렇죠. 다들 역시 특상들이라 그런지 다 교복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. 네. 그럼 이제 아, 개인 촬영 한번 시켜볼까요? 네. 기대하고 봅시다. 아련미 아련미 대망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잘 나왔나요? 아 진짜요?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저는 모니터를 못 해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 진짜 세트장이 있어서 정말 실제로 추운 느낌이었어요 실제 눈은 아니지만 진짜 눈을 만지는 연기를 해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를 표현을 해봤거든요 나 너무 슬퍼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잘 담겼으면 좋겠네요 소품 같은 거로 찍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아까도 찍었구나 아네 아주 만족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컨셉 사진을 끝냈는데 이제 사진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번 모니터를 해보고 더 멋진 각도와 표정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서 찍은 거랑 앉아서 찍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앉아서 찍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 덕분에 너무 잘 나온 거 보진 않았지만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첫장이나 거울 봤을 때 이런 분위기 같은 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탬 여러분 데뷔 막 자켓인데 뭔가 그런 데 직접 가서 막 얼음판 위에서 옷 짚고 보는 게 되게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 근데 되게 제 이게 되게 독특한 경험, 새로운 경험한 을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네.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서 많이 멋있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한 건데 저는 이런 레드가 저한테 좀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헤어도 보시면 나무가 타고 나면 살짝 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제 컨셉은 사막화인데 가뭄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는 그 지구의 피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체 촬영인데 멤버들과 다같이 개인 한 명한 한 명이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사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. 아 진짜 어, 네, 사실 결과물을 저희가 조금씩 봤잖아요. 그렇죠. 보면 볼수록 저희 뭔가 프로필 때 어.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아, 성적이 많이 진짜. 변화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멋있었어요. 진짜 네. 멋있었어요. 아, 진짜. 맞아요. 진짜. 맞아 진짜 발전했어요. 진짜. 아마 이게 나갈 때쯤이면 저희 바이플라 파트 1이 공개됐을 텐데 사실 바이플라 파트 1 뭔가 의미신장하지 않나요? 파트 1? 음, 이 파트 1이라는 게 또 의미심장하기 그렇죠. 때문에 파트 2 이제 다음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.